전문분들 인터뷰 어쩌고 코멘트 인터뷰를 계속 완전 귀엽죠? 어떻게 하나만 더 귀여워 섹시 노력어난노력안 그럼 척하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네, 이거랑 섬세한 것도 아 어떻게 음. 한번 어, 해봐 잘 찍었죠 귀여워 이랬다 잖아 섹시 이거 섹 이거 귀엽지 아니야 재밌게 찍었는데 어, 이거 이거 그건데 귀여운 거 하나 섹, 섹시한 거 하나 찍는 거예요 귀여운 거 하나 찍자 하나 귀엽다 어. 음, 섹시한 거 하나 섹시한 거 아 상의가 섹시할 때는 혀를 이렇게 하던데 뭔지 알지? 혀지 말고 그림은 너무 감칠맛 나잖아 응. 섹시한 건 혀잖아 뭐 응. <laughs> 섹시 너무 감칠맛 난단 말이야 요즘은 돼야 이제 섹시가 터진다 아, 오케이 오케이 섹시 사이 이거 <laughs> 여기 잡아당기면 <laughs> 그래서 소개를 받고 아, 요즘 웃기긴 했다. 아, 새 들어서 좀 웃기긴 했다. 아, 아 요즘에 직업이 난리나요. 새 들어서 좀 웃기긴 했다. 태호 좀 위험한 것 같아, 얘는. 좀제 분발해야 돼. 상인은 너무 조금 어. 어떻게 하라고? 상인은 어, 그렇지, 그렇게. 섹시하다. 어. 어, 그냥 봐. 이, 이마에 주름까지 얼마나 섹시, 딱 섹시가 딱 젖혀있잖아. 이런 게 섹시라니까. 이거 진짜 섹시인가요? 상인은 섹시는 너무 소심해. 아, 그래. 그 뭐 섹시로 할수 없어.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요? 섹시하지 섹시해 효가 효가 나왔잖아 아나 살이야쌀